많이 맞춘 사람이 밥속이 오 어, 좋다 콜? 콜 많이 끌레르 독자 여러분 둘 셋 개커절 안녕하세요 크리이티입니다 케이팝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렛츠고 어, n s 의 주선생님의 영화 뉴스 뉴스 날 Really really really a natural way A natural A r natural way 어어어어어 <laughs> 막다수 어, 어, 어, 선배님의 노모드림 예! 야마디 꿈은 뭐니 뭐니 나나나나나 너저게 하지마 앉아 아 이거구나 야 나 생각하지 않아 얘가 내가 케이팝 백과사전이야 소혜 선배님 나가! 낭냥 내 낭냥에게 두드려줘 내게 쿠쿠 다시 한번 쿠쿠 베이비 너 영상 밀착성 느린 거 알지? 너 덥네요 분발해봐 그, 모모타 선배님의 드라마 음마 그, 그는 나사이 좋아하는 게 그는 나사이 사랑하는 게 너는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야 이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태문이 선배님 레벨 라인 레벨 라인 레벨 라인 레벨 잘한 레벨 야 기본이지 역시 킥땡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, <laughs> 어디 소리 조금 선배님이 흥지뽕 흥지뽕이야 흥지뽕이야 나 완전 삐졌는데 흥지뽕이야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백돌 관계자 우초리끈지 여긴 백돌 나밥살 준비해라 I don't 소연이와 선배님 I don't care I don't care 백만 할래 I don't care 갑자기 끝났어 솔직히 네 제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밥 사야겠네요 저희 형준과 선민이 마리끌레르 5월 호에 나오니까요 저희 화보와 인터뷰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끌레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. 안녕.